합치 네가 원하보 네 네가 원하보 돌자 네가 원하보 네, 네, 네 네가 합치 네가 원하보 네 네가 원하보 돌자 네가 원하보 라이키